옛날부터 계속 그리고 있던 그림이잖아요 가면을 벗고 다른 망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거를 늘 생각을 했었으니까 딱 시점이 온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많이 다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응. 음, 몇년 만이야 <laughs> 촬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제이님의 생각과 네. 앞으로 망이가 어떤 미래가 있을지가 좀 기대가 그니까요 아, 사실 지금도 너무 너무너무 이쁘 너무너무 귀여, 귀여운데 뭔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챕터 2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뭔가 이 친구도 같이 함께 변화가 있으면은 뭔가 그런 진정성과 진심이 좀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요청을 드렸던 거고 옛날부터 계속 그, 그리고 있던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가면을 벗고 다른 망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거를 늘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딱 시점이 온 거 같더라고요 네. 제 랩탑이 보이시잖아요 네. 음. 영상통화하는 시간이 좀 진짜? 망 아이 망 어? 아, 안돼 안돼 어? 아 안녕 안녕하세요 정말 이거 실화, 실화입니까?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망이에요 어... 안녕 안녕 너무 귀여운데? 어떻게 해?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행복해요 망아 나도 너무 행복해 우와. 우와. 이렇게 보여요? 손인사도 할수 그러니까. 있고 이렇게 춤도 출 수 있다고요. 야, 야. 오, yas yas 와, 좋은 vibe야 그래, 그런 vibe야 좋은 vibe. 예. <laughs> 귀여운데? 그 바꾸지 말까? 왜 근데 난 존댓말을 하게 될까? <laughs> 망의 목소리가 너무 낯선데요? 오늘 저를 위한 시간이라고 들었어요. 너무 기대돼요. 혹시 저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? 망이의 좀 새로운 그런 챕터를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그 가면조차도 사실 망이의 온전한 망이의 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뭔가 본연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우리 망이를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벗으면 정말 멋있는데 <laughs> 오늘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네. 이거 꼭 말하고 싶어요 오케이 저를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덕후야 알지? 슈키, 치미, 다타쿠키 반 BT21과 모두 만날 수 있었어요 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에도 꼭 만날 수 있겠죠? 물론이죠 <laughs> Yes! 그러면 다음 만남도 정말 정말 기대할게요. 자, 사, 사, 사랑해요 I love you 안녕 안녕 love you love you 넘겨 어떻게 어떻게 걸어 나갈까? 백스텝으로 나가야지 오 어, 좋은데? 안녕 오 <laughs> 어, 좋은 바이브야 1호 걸어버리네 아. 와 대박이다 와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실 줄 몰랐네요 진짜 깜짝 놀랐다 아 너무너무 귀엽고 세상 내가 저 뭔가 저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게 좀 실감도 되고 다시 한번 뭔가 이 아빠의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 잘 만들어줘야겠는데 어떡하지? 와 이게 좀 이걸 만들면 이제 또 한참 이걸 이거 이게 또 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텐데 이 모습으로도 힘도 있게 신중하게 좀 잘 선택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렛츠고 시작